안녕하세요. 저는 쿨튜브의 바이올린 전공 장윤선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입니다. 네. 그 혹시 바이올린을 구분할 수 있는지 테스트 좀 해봐도 될까요? <laughs> 네. 네, 여기 앉아주시면. 스트라디바리스나 이렇게 네. 보는 악기랑 네.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할 텐데 안대를 쓰고 맞추시면 됩니다. 너 쉬우면 어떡하죠? 이를 써주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빼서 만드 없이 그냥 붙여서 그냥 본인 앞이가 몇 번인가요? 제 앞이가 2번이요. 아 너무 너무 다르잖아요. 제가 미스트거미스트두 번째 곡 할. 아 번째는? 음. 몇 번이? 2번이 누 자기가 2번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인가요? 대학기요? 네. 2번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? 1번입니다. <laughs> 맞네요. 어,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네요. 네, 너무 어, 스타디바리우스가 너무 맑아요. <laughs> 너무 맑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. 근데 또 아. 본인 악기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. 아.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함께 해오는 거기 때문 그래서 결론은 안 보고도 악기를 구별할 수 있다 <laughs> Ooh.